擦擦自己，快点。 come out. 그림같다. Yeah. 快点！ 천천히 찍어줘. 그림 같다 저기 까마귀 봐봐 저기 있다 지붕 위에 서남사 삼총 스탑은 문화재 제53호 3계의 옥계 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석탑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조성되어 현재 기단부와 탑심석의 성륜부가 소실된 채 옥계석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형은 갖추고있지 않으나 서남사의 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자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돈을 두고 가셨네요. 오늘 비운다고 정리해놓고 가셔야 돼. 천안사 0.9 쭈꾸한 마리 또 있거든 저쪽에 조금더달았다 对。 Oh, baik, saya makan